새끼. 아, 뭐야, 씨발. 히라미가 천국이잖아. 야, 이 정상! 정상! 왜?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아, 뭔 소리가 난다고 그래 비남이라고 사반 일진 비남? 왜 말을 안 해? 야 좀비 아니야 내가 고마워 준비 아니야 야 씨발